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동기구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어, 인터넷에 쳐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보다가 핏분이라는 그 치닝 디피 C형을 보고 그거를 바로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한 chinning dipping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C형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C형을 구매한 이유는 어,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 케이블이 달려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push-up도 할 수 있고 어, 케이블 운동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pull-up을 할 수가 있고 dips도 할 수 있고 leg raise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저는 이7인디핑 기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핏분 치린디핑 C형 가정용 철봉 떡꼬리 기구 턱걸이 기구고요. 가격은 12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같이 구매를 하면서 어, 몽키 스패너 하나 구매했고요. 라텍스 밴드 3단계짜리 하나 구매를 했고 pull-up 밴드 6단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나이 아, 라텍스 밴드는 강도가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거는 3단계이고요. 1단계는 강도가 제일 낮은 거고 7단계로 갈수록 강도가 정말 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텍스 밴드는 green 색상으로 중간 단계 정도 했고요. 강도는 약간 다소 높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텍스 밴드를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가지고 있는 밴드랑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사용하거나 이걸로 어, 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하체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프로밴드를 구매를 했어요. 어, 왜냐면 이 제가 산 게 치닝 디핑 C형은 어, 아무래도 턱걸이 운동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턱걸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유튜브 보면서 갑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서 신인 디핑 기구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턱걸이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보조기구가 있어야 돼서 마찬가지로 프로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pull-up 밴드는 강도는 blue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높으면 높을수록 pull-up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어, 라텍스 밴드랑은 다르게 더 두껍고요. 밴드 자체가 아이고 밴드 자체가 더 두껍고 좀 더 짧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봉에다가 고리 형태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신인디팽을 다 설치한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라텍스 밴드보다는 강도가 더 세, 오, 세요. 이거 제가 이걸로 운동하면 미치 죽겠는데요. 하고 이제 이 7인 디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설치를 다 했어요 설치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생각보다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의 한 초급 정도의 조립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프로밴드를 달아놨고요 제가 말한 이렇게 케이블이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밴드를 무릎에다가 껴서 종을 잡고요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워낙 팔 힘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아. 저는 프로팬드로총 3개밖에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갈 건데 당분간은 하루에 3번씩 3번씩 한 10세트 정도 하면 되겠죠? 진짜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 무진장 힘드네요 저거 이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좀치워고 어우 힘들다 어우 나 근력 없어 이거 힘들어요 그 유튜브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더럽게 힘든데요 아나 둘어 그.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이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혼자서 pull-up 는데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연습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막상 막상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옷걸이로 쓰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제 찍었을 때보다는 난은것 같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옆모습 배 상태 이러고요. 어제가 40, 아 오늘이 49점이고 어젯 밤에는 50.6이었어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니까 검, 거대하게 빠졌네요. 아무래도 화장실에 못 갔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여전히 변비예요. 칼로바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평생 변비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뽀또 불쌍해. 뽀또 조금만 기다려. 운동 끝나고 꺼내줄게. 응? 운동 끝나고 꺼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응? 네 그러면은 빨리 포트 때문에 clear를 해도록 할게요 1분간 아. 휴식 50번 했습니다. 아 지금 포터가 너무 낑낑 돼서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50회는 포터와 함께 할 텐데 포터와 함께 운동을 하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음. 나도 너 좋아. 선! 일로 앉아. 손. 오빠. 잘했어요. 자, 나머지 50회를 할게요. 자세를 잡고 이것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남았어요. 나머지 30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운틴클라이머 30회를 했고요 그래서 총 100회를 했습니다 이게 은근 짧아요 100회는 곰복물 한 잔. 음. 잘했죠. 주세요. 아이고. 어, 있다. 꽃 앉아. 앉아. 손. 손. 포다 엎드려. 엎드려. 포다 엎드리세요. 잘했죠. 자.